잠자는 개들 잠자는 개들을 영어로 sleeping dogs. 어허. 니혼노와 네 네무테이루이는 어. 또, 또 다른 일본어로는 또 다른 일본어로는 스리핑 도독스 I got it. Alright. Sleeping dogs. 한국어는 슬리핑 독스. 슬리핑 독스. 네. 플레이를 해봤어요. 근데 근데 운전할 때가 은근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마치 꼭 얼음판 빙판길에 미끄러지듯이 운전하는 것 같았어요. 꼭. 응?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했었거든요. 잠깐 플레이를 했었는데 특히 운전할 때가 진짜 운전하는 것 같았어 야 맞아 무릉 바라바라 바라밤 오빠 달려 하면서 어? 그리고 이게 어 이게 운전할 때 다른 차를 또 훔쳐 타야 되잖아요 어 그러려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이 마크 오, 멋있게 등장하고 이 키보드로 하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and now 게임패드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 색깔 보이시나요? 이건 했어. 어. 야 근데 진짜 건물이 마치 진짜 중국에 있는 건물처럼 건물을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요. 음, 아 더러운 짱깨들. 오케이. 꽃 따라 준비. 꽃 따라 준비. 어, 꽃을 어디다 달까요? 우리 네, 선배님들한테 달아줄까? 어 시작. I'm not fucking blind. Relax, old. 욕하지 마. We're on the same side, remember? The other against you in the wall. 그래. 여모 4. 스킵이 안 돼. 일시 정지는 되지만 일시 정지. 뭐야? 무슨 문제? 경비원이 거래소에 가고 있어. 어떻게 따뜻릴 수 없어? 무리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Oh no. 모래 일이야. 라틴. 라틴. 라틴어 아니? 욕하지 마. 어? 왜 욕을 하고 그래? 어 돌아서 하지 마. 네, 지뭐 뭔가 이렇게 고기잖아. 카를 저렇게 쓰다니. 야, 이게 다시 봐도 놀랍네. 원래 초고화질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좀 끊김이 있더라고요 oh, 버벅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자 이제 시작된다 넘고 넘어서 자 이제는 라즈를 쫓아라 A키를 길게 누르면은 달리기 기능이 있습니다 런 어우 들켰어 장애물과 충돌 직전에 하면서 만약에 쭉 누르면 안돼 이게 어? 계속 누르고 있으면 쭉 꾹 누르고 있으면 안 돼 연속으로 눌러줘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제주를 제주를 부르게 되죠 이렇게 제주를 부르게 되고 그렇죠 제주를 부리고 그렇죠 어렇죠 제주 부렸고요 아이고 못했고요 제주를 부려서 어디서 이게 해방이야 오케이 왜 욕을 해 어저저저저저저 오저저 어, 그쵸 거기야 오 멋지게 유리창을 깨고 나왔죠 그쵸 으쌰! 그렇죠. 어이쿠! 그. 뻥카! 뻥카! 뻥차! 그렇지. 여기서부터 스킵이 가능한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스킵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좀 더 일찍 올렸어야 되는 건데 음, 음 사정이 있다 보니까 네, 중국인들이 영어를 다 알아듣네. 자, 여기서부터는 드라마 씬이죠. 드라마 씬은 잠깐 패드를 내려놓고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데 지장이 없으시죠? 제키? 제키 챈? 성룡이야? 뭐야? 어? 왜 성룡의 이름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이렇게 캐릭터에다가 붙였냐? 욕하지 마. 어? Whatever, man. Ask anyone. Jackie Ma still looks good. 아, 잠깐, 화장실? Still the same old. Good to see you. What the fuck? They finally deport your ass from the United States? It was mutual. Time I came home anyway. Yeah, lock up. Home sweet home. So what did they get you on? Nothing that'll stick. Ha! Well, don't let them pin any extra shit on you. Fuckers will try, let me tell you. Once they hear you're from Old Prosperity, happens all the time. Hey, so you still in touch with any of the guys from there? A few, you know. People kind of go their separate ways, but... You remember Winston? He's moved all the way up to Radpole in the Sun On Ye. Got a couple of things going with him right now, matter of fact. Huh. Red Pole and the Sun on Ye. Shit, Dog Eyes always said he'd be running that neighborhood. Oh, Dog Eyes is a Red Pole too. Still a 허브티를 3리터나 3리터나 마셨는데 야 화장실 은근히 가게 되네요. 가고 싶지 않아도 이게 자기가 가고 싶어 해. 어? Hey, remember when we were kids and you stabbed dog eyes with a pen? 살찐, 살찐 여러분들한테 허브티하고 쉐이크 강력 추천합니다. Can't believe it. Jackie Ma. Looks like I'm out of here. Hey, Jackie. So look, you and uh, Winston ever need help with any of that shit you got going on with him? Of course, man. 자꾸 이게 이게 안전 안내 무슨 그런 문자가 자꾸 오네요. 어? 그렇게는 나라 나라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어? 문대지가 짱게임만 이렇게 들여보내지만 않았었더라면은 이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어? 어? 날 봐요. 원래 이 시간이라면은 출근을 했, 출근할 시간이었어. 근데 짱깨 때문에 아 근데 문대지 때문에 지금 이 꼴 났어요. 나 완전 응? 죽은 목숨이야. 어? 일을 못 가니까 어 우리 멋진 미국 형님 오셨네 Respectfully, sir, are you sure about him? He'll be under extreme stress maybe for a very long time. Now, I'm not sure he has the discipline to hold up. 일을 잘 터트린다고 지금 주의를 주고 있었죠. Extreme behavior. Yes, and an astonishing number of convictions. He obviously blames the trials for what happened to his family. It could turn into a vendetta. Raymond, Wei Shen is perfect for this. 어, 주인공이 적합한 인물이래. 이게 A키를 누르면 스킵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보이시죠? Thanks again, Jackie. I appreciate the intro. No problem, man. By the way, you know I tried looking you up a few years back, but I couldn't find shit. Do they have internet in America? <sighs> I think they're getting it next year. Guess you were in prison or something. Come on, let's get out of here. 이제 조종할 차례입니다.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요. 여기 금연구역이야. 어? 아저씨 여기서 담배 피지만 여기 금연 구역이에요. Dog guy's always was an asshole. Hey, Jiu May, how Jiu May. You, Jackie, you know my parents don't want you to talk to me. 요 짱깨 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만 이렇게 놀린 거 아닙니다. 你同我含撚啦！呢度幾撚時輪到你講嘢啊！Hey, you don't talk to me like that. Stop it. Get off him! I don't care who you are. Let go, Jackie. I'm gonna fuck you up. 짱깨들은 이런 거 볼 자격이 못 돼요 어 이게 이게 알려주네 튜토리얼로 X가 파란색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했죠 강공격을 해라 길게 눌러서 어, 옆차기 무릎 찍기 하나 둘 무릎 찍기 오! 또 왔어! 오또 왔어! 덤벼 어? 따석들아 따석들아 어. 이리와 비 잡아주고 한대 두대 한대만 더 맞아 세대 네대 다섯 여섯 빠세 이로 어이구 헛둘 헛둘 한 대만 더 맞아 세대 네대 다섯 여섯 시다 어좀 잔인하죠 GTA보다 GTA는 그냥 총질만 하면 되는 건데 음, 야, 아, 이렇게 잔인한 게 잔인한 방식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될 줄이야 이게 기술이 은근히 다양해요 보니까 영상으로 봤는데 기술이 은근히 다양하더라 Here we are 다 왔어 거의 다어 뭐야 저 김종국 같은 애는 김 아니, 뭐, 발음이 안 된다 Relax man This is Wei Wei Shen I told you about him remember? Fuck We can't keep track of your bullshit friends, Jack. 뭐 욕했어 no 지금 나한테? he's Not an outsider. He's from old prosperity. 뭐야 저기 뒤에 있는 뭐지? 마동석 같은 저 사람 대체 누구지? Old prosperity, huh? 생각 내게. I've been on vacation. Young Jackie said you were looking for people. Oh, Jack. Yeah? No, no, no, no, no, no. You should have seen it, Winston. Why'd just beat up like ten of dog eyes guys in the market by himself. Hi, man. 내가 열 놈이나 때려 눕혔어? Seems to me you could use some better help. 네가 어머니야, 하? 짧게 말하지 마. Like this cocky little fucker. Wait, wait, wait, wait a minute. 이거 보고 있는 짱깨들은 암, 내가 욕을 해줄 거야. 어? You had a, a sister, right, 하마야? All right. You wanna be a tough guy? Let's see if you can handle yourself. 자 이제 반격 반격할 시간입니다. See what he's got. Great. That's all. 야, 주인공이라도 욕은 하지 말자. 어? So you're the tough guy that's everyone's talking about. 죽빵 그렇지. 죽빵. How about that? That all you got? 겨털샷. 겨털샷. 고자샷. 갈비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그렇지. 몇초 남았을 때 튀어줘야 돼. 어땠나 잘 싸우지? 뭐야 겁먹은 거야? 나한테? 튀는 것 보소. Winston, my old friend, so good to see you. How's your family, huh? What do you want, dog eyes? Oh, Winston, wait, wait, wait. Brother. 네, 지저분해 보인다 저렇게 보니까. 어? 문신할 게 뭐야?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나왔으면 좋잖아. We can share the night market, huh? We're both 성ong이, both grown men. We shouldn't be fighting like children. hey, who's the new blood? It's Wei. You remember Mimi Shen? Back when you first started getting girls, Big Smiley. 주인공도 문신을 했네. 그래도 더럽 더럽게 안 보이려고 옷으로 딱 이렇게 포장한 것 봐. 와 멋있다. Jackie, you two go to the night market. You make sure people. 야시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오래. Got it? Got it, boss. Momentai. And you fuck up anybody who tries to get in your way. I want to send a fucking message. See, man, you want new Don't you let me... Hey, little brother. We work for Winston. I understand. How can I help? Winston runs this place and if you don't want trouble, you 윈스턴 구역이니까 조용히 지내고 싶어 돈을 내래. 이제 달리기 기능이 있다. 비겨! 비겨! 비겨! 비겨! 비겨! 비겨! 비겨! 비겨! 안 비겨? 비겨! 비겨줘요. 예, 비겨. 아, 비겨가. 어? 여기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 체력의 사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소원을 비면은 여기다 기도를 하면은 소원을 들어준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디 담배 피는 사람이 없게 해주소서 욕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저씨 돈 건들어 왔어. Dog said he's in charge here. We're here to clarify. What? You want to be the guy we use to clear up the confusion? I'm not afraid you guys. 뭐야 지금 걸, 시비 걸자는 거야? 일로 와. 누가 방심하고 있으래? 어? 한 대, 두 대, 한 대만 더 맞자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오케이 알았어 잘했어 뭐 얘네 어디서 많이 팠다? 어디서 나대고 있는 거니? 어? 너 일로와 여기서 토막 내줄게 일로와 아이고 아프겠다 어? 아 때렸어? 이게 어디서 어? 그냥 누워서 자라 어? 이게 어디서 어, 반항을 해요 어? 그냥 누워서 자 여기서 어? 일로와 어? 너도 여기서 누워서 자라 어? 여기서 누워서 자 그렇지 어, 뭐 얼음인가? 뭐야 저게? 뭐야 야내먹이왜 니가 가로채 어? 내 싸움인데 for Winston. We need to discuss business. Winston? I don't have any business with Winston. Everyone has business with Winston. You're gonna pay up, you understand? Okay, I can respect that. Hello? 여섯 째한 대, 두 대, 세 대, 한 대만 더 맞아. 네 대, 다섯 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아! 어디서, 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여섯, 일, 일곱 대. 일로 와. 갈비살. 무슨 일이야? 마야? 그래 나한테 우리한테 돈만 내면은 어 그런 일 없게 줄게 옷가게로 향하라. 옷이 날개야. 응? 어디 봅시다. 상의 비켜주세요. 진행합니다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이 엉망으로 만들기. 아이고 엉망으로 만들기. 어. <laughs> 아, 비켜줘요. 예. That was awesome, man. All this teen, teen, teen is like you were born to do oh. this. Hey, Jackie. Hey, Jackie Chan. Hey, what's going on? Just keeping an eye on things. Yeah? Would you see? I tell you what I didn't see. Nothing to be impressed about. I'm watching you, new guy. You fuck up. What? We're gonna throw down? What kind of grade school shit is this, huh? I work my ass off all day, so fuck off and grow up. Jackie, you're coming with me. We got something to take care of. And you! Don't fuck with me. 조직 점수 경찰과 조직 점수가 경험치가 든다 레벨이 오르면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습득 가능하다 다리 부러뜨리기가 되네 음. 야 한번 해보고 싶다 비켜요 아줌씨 뭐야? 어.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시저 시저 왜야 알았어 굿샷 따서가 비필했지 어? 이리와 둘 세대 이리와 딱 걸렸어 이리와 한대 어, 두대 한대 두대 세대 네대 다섯대 어디서 나대기요? 이리와 방금 돌려차기 멋있었다? 으쌰 어 기백 게이지가 차오르면은 어 이게 아 이게 철개? 이리와 넌 차, 넌 50볼트 어? 50볼트 맞춤 팔아 어? 둘셋 이게 어디서 야 저것도 가능하네 이게 고자샷 어? 어디서? 나대고 있는 거야! 둘. 둘. 홀자. 하나. 두 대. 으쌰! 잘했어. 아 가게는 미안하게 됐어. 응. 야 진짜 위험한 게임이죠 GTA도 이런건 못할 거야 어? GTA도 잔인하긴 하지만은 이것보다는 덜 잔인해요 내가 볼 제가 해볼 땐 말이죠 GTA는 그 뭐냐 이렇게 조작감이 너무나도 이렇게 너무 부드러워서 어? 내가 그걸 삭제했잖아요. 내가 그거를. 우와 무슨 스모 선수 아줌마를 데려왔어. 아저씨, 내가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 그랬어 안 그랬어? 어? 불장난지 마요. 아이고 민간을 피해가지고 물었네. 아주 저는 폭력 안이 들었고 그냥 어, 불장난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내준 것 뿐이에요 예? 절대로 폭력 쓰진 않았어요 저는 절대로 네버 아 비켜요 좀아좀 아, 지나 좀 갑시다 예? 아 진짜 아 좀 지나 좀 갑시다 예? 아좀 지나 좀 갑시다 어? 야, 태블릿이며 휴대폰이며 야 아니 이게 사람들 인원수 좀 줄일 순 없나? 어그 대머리 어, 어디가? 어, 무기를 들었어? 야 안되겠네 어? 일어나 아작 내주마 이씨 아작을 내주겠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 선빵 그렇지 일로와 들어와 아작을 내주지 내가 그냥 아작을 내줄게 그냥 어? 이게 어디서 어디서 나대 어디서 나대 이씨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나서 어 어 부러뜨렸어 와 Dog eyes gonna kill you. Fuck dog eyes. 나서가. Winston owns this area. You fuck with us and you'll regret it. Okay, okay. But please, make sure dog eyes doesn't kill me. 한 대만 더 맞아. 세 대. 아, 빨리 잡아. 아. 또 짭새야? 짭새야, 짭새야, 나를 좀 내버려둬. 아 이거 저거 저거 이거 이거 세 개 세 개만 따도 저거 레벨업인데 아 아깝다 American gangs and Asian ones don't compare to the clients. I don't like this cock-a-doodle. You need to be more careful, Wade. 어 뭐지? 꿈속인가? 꿈이구나. 어휴 살았다. 어휴 침대가 왠지 거지 같아. 어 잘잤다 아우 잘잤다 아우 아파트와 침대에 옷장 그리고 해킹한 감시 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일단은 목이 마르니 어... 아? 으쌰 아 아저씨 일로와 내가 담배 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어? 피지 말랬죠? 여기서 쉬고 계세요 저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왜 그래 요 아저씨 아저씨 담배 안 폈는데 죄 없잖아 어? 으쌰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발 담배 피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짱 북한과 남한이 통합되는 일이 없게 해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일로와 일로와 이씨 어, 담배 피게 어? 담배 피지 말랬죠? 담배 피는 사람은 저렇게 돼 어? 버려지게 돼 있어요 담배 피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내가 어? 메모와 메모와? 메모와 뭐?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여기를 담배 피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왜 담배 피어서왜 다치게 만들어 응? 응? 담배 피니까 그고 나는 거 아니야 아야 너 일로와 누가 담배 피랬어 아니야 이거 그 기절한 거예요 기절한 거야 저 기절한 거예요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도 돼요 비켜요 이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See ya.